김지천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천 찬찬찬 김지천 삼성의 김지천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천 찬찬찬 김지천 삼성의 김지천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